여러분 구독이랑 좋아요는 누르셨죠? 아참! 알람 설정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! 나도 눈동자 봐. la la la la 사랑을 아직 난 몰라서 더는 가까이 못 가요 근데 왜 자꾸만 못난 내 심장은 두근거리나요 난 당신이 자꾸만 밟혀서 그냥 갈 수도 알게 왜 나를 싫어하나 나는 나는 저 dream another and a dream another day day day day 그만할까? 알았어 알았어 <laughs> 알았어 알았어 조용한 노래 부를게 미안해 L s <laughs> 거짓말